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지. 네, 캠핑 금지를 하, 코로나 때문에 캠핑 하지 똥놨어 아니 뭐 저기 저기가 없어서 문네뭘 사와야지. 제일 가까운 정육점 가서 저기 삼겹살이라도 사와. 비워 짐 풀어서 비워 놓고 장 보고 그래야죠. 근데 저게 취사 도구가 없다며요. 있어요? 아까 뭐가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저기 뭐든 사진 네? 사진 찍는 다음에 우리 타고 나가는 것까지 타고 나가는 것까지 찍고 이렇게 나가서 여기서 세워가지고 다시 이제 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런 거 끝나 이게 어 볼킴이 어딨어 개새끼들아 씨발 어아 아파 씨 하하 어. 뒤지는 <laughs> 아, 줄 알았네 씨